嗯。 잘하시네 딱 놀면 되네? 여기 있어? 어 파스타 고기 봐 들어 가자 따뜻해. 너 아이스 괜찮아? 아, 그니까요. 우유 든 것도 먹으면 안 될 건데. 그래도 얼마 안 됐죠? 아니야 작년이야 <laughs> 일주일에 두 개 올리는데 그래도 부지런하다 두 개씩 나는 뭐 하면 그걸 해야 돼 어, 맞아 어, 그걸 끝내야 돼 약간 부지런한 어, 스타일 어, 성격이 딱 그래 뭘 못 미루는 타입 어, 쌓여있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내가